기억이 안 난다. 스코어보드 데스카운트네 씨. 형 뭐하고 있어요? 어, 뭐야 이거 버튼 눌렀는데 뭐 이상한 거 없- 음, 음. 잠깐만 이거 어떻게 오브젝티브스 오브젝티브스 셋 어? 디스플레이 사이드 바 임종 태형이한 번만 뒤져봐봐 안돼 게임 룰 쳐줄게 잠깐만 킵 인벤토리 드루 됐다 켜졌다 이거 왜? <laughs> 그냥 고마워 넌 임종이다 내가 한 번 죽어볼게 된다 야 죽으니까 뭐 이상한 데로 와 뭐 야, 야 죽으니까 보스전으로 와 진짜? 어. 세 번째 보스. 너냐? 와봐 여기 TP에서 와봐 하하. 지금 나 길 들어가 봤네. 하하. TP 명령 어떻게 쓴? 그냥 TP하고 내 이름 지면 그냥 온다. 탭 눌러서. 하하. 어, 봐, 이 새끼. 뭐야, 얘. 얘, 얘도 잡아봐봐. 와 분신술이다 무실수 안돼 이 새끼들 얘가 진짜다 여기 있나? 어 미안 인거 같은데 인가 누구지? <laughs> 죽였어. <laughs> 그냥 두 카페니까 되는데. 이거 눌러. 어? <laughs> 형 끝났어. 응? 야생이 나자.